Drifting on the ocean Sometimes I pass by an island But there's nothing there for me I move on as the wind blows Hoping to wash up on that shore And the sand will hold me Blue The water and sky Reflection in my eye And it's true 이게 다르네 우리 집에서 먹는 거아 그게 뭐지? <laughs> 모르겠어 아 이게 한 스푼이라고 하셨어 일단은 일단은 뭔가 싱거우면 더 넣으면 되니까 짠 굉장히 맛있다 맛있어? 응. 음. 강된장이 살렸나 봐아 그리고 이제 볼이잖아 어. 전부 다 볼이야 <laughs> 하나를 하나를 전부 볼리여서 약간 보리가 약간 그 조금 씹는 맛이 있잖아 아 맞아 맞아 그거는 뭐야? 계란국이야? 계란 자, 잣두부 계란이 아니라 두부야 아 두부야? 응. 잣 순두부라고 해야 되나? 음 기름 들기름 넣으니까 되게 미끄러워졌어 고기장을 먼저 먹어요 안 싫었는데도 엄청 끈해 2 시간 동안 다니시려면 힘들어요. 돌아보면서 하나 찾아가세요. 집중하면. 와 진짜 예쁘다. 어. 뭔가 흐린데도 예쁘. 그래서 예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 아직 입구도 안 들어갔잖아 맞아 예스맨 와 진짜 예뻐 와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럼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 그렇네 공원 <laughs> 우리 집 앞에 이런 공원 있었으면 좋겠다 잠자리도 많아 와 바, 확실히 갑자기 숲이 됐는데? 분위기가 바뀌었어 어. 오와 같이 아빠가 와 너무 예뻐 와. 와 진짜 예쁘다 아 핑크뮬리가 아, 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여긴 아직 다안 피었나 보다 그러게 일단은 저희 음. 핑크뮬리부터 걸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drifting on the ocean. Sometimes I pass by an island. There's nothing there for me. I move on as the wind blows, <laughs> hoping to wash up on that shore. And the sand will hold me. Blue, the water and sky, reflection in my eye, and it's true. 와 노을이 점점 지고, 있, 지고 있는 것처럼 나오네 오 너무 이뻐 이게 뭐예요? 무슨 꽃이에요? 이꽃 이름이 버베나래요. 버베나. 엄청 작아요. 이렇게 보면. I'm coasting on a riptide Thinking about your love every day and night I can't sleep when you're gone patterned sky Reflection in my eye And it's true, so true That my life, oh, that my life Is she shy? Is she shy? <laughs> 뭔가 햇빛이 막. 아 햇빛 들어왔어. Drifting on the ocean. Sometimes I pass by an island. There's nothing there for me. I move on as the wind blows, hoping to wash up on that shore. In the sand will hold me. 진짜 예쁘다. reflection in my eye and it's true so true that my life that my life is a sea shine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포즈 아 제대로 걸으세요 와 너무 예뻐 산도 예뻐 나는 너무 예뻐 더 예쁜 게 있을걸? 어? 아니 그건 바로 이 영상이지 <laughs> 큰일 났다 feel like I'm going under. I'm coasting on a riptide, thinking about your love every day and night. I can't sleep when you're gone. Ooh, the water and sky, reflection in my eyes. 쪽 봐요 이제 떠나요 바이바이 잘 보여? 달은 안 보인다 아, 뭐? 예쁜데. 살짝 보이네 잘 안 담겨 진짜 어두깜깜해졌어 여보가 더예쁘다 <laughs>